tego szkiema. Wolę się, no. 2시간 동안에 자 내려가서 물한번 담가 봐야 되겠다 날씨가 좋아서 너무 멋지고 şey olmadı. 여기는 그냥 응. 보, 보면 그림 아니야 막. 어 그림이다 진짜 사진이 쉽게 찍히지 않 응. 저야 화보 저야 어, 작품 나오는데 非常非常荣幸。